내려안할게요감대그럼밖에나수있 새가 되어 날아가리. 걔는 키도 크잖아 걔는 옷도 잘 입고 걔는 돈도 많잖아 나도 있잖아 걔는 운남이 시끼 아하 지금은 21세기 그 커피 한 잔 마실 때 없단 벽돌 다르지 21세기 하루세끼 삼시세끼 21세기 하루세끼 삼시세끼 내게 밥 사달라고 이제 전화하지마 그 친구 얘기하지마 나랑 상담하고 싶으면 한 시간에 2만원 헷갈리게 하지마 사람 갖고 놀지마 나를 시험하지마 어장 관리하지마 술 사주는 오빠 따로 남겨두지마 이 11세기 하루세끼삼시세끼이 11세기 하루세끼삼시세끼이 십일세기 하루세끼 삼시세끼 십일세기 하루세끼 삼시세끼 아, 아 손씻기 발씻기 아, 아 지금은 이십일세기 아, 아 손씻기 acha que é?